왜 그거 알아? 백절기하고 김치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는 거. 오, 뭐. 네, 음, 알지? 어. 어, 아, 아니 백절기를 누가 김치랑 먹? 오, 아, 우리 엄마가. 아, 너무 맛있지.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 매콤함이랑 그 달달함이랑 중화돼 갖고 약간 바삭한 김치랑 할머니하고 우리 엄마 입맛이 좀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그런다는 게 너무 알레강스하다. <laughs> 와. 나도 오늘부터 우리 집에 전파해 보겠어. <laughs> 좋네 좋네. 이게요? 오늘 헤어스타일이 난 제일 기억나는. 음. 음. 아, 강아지 머리? 난 그 머리 근데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헤어 음, 마신 거. <laughs> 뒤에서 보면 그렇게 느껴져. 그거 어, 우리 엄마가 잘라준 거야. 예쁘더라. 어지 단정하 그러니까 보고 나 탐냈다니까. 난 풋풋함이더라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머리가 어떻게 팬 같은 멋이 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머리.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아무도 못 따라해. 진짜로. 학교에서 꼭 보여주는 어, 게. 학교도 봤어. 세월간이 쿨러닝. 그 스크로브라 이렇게 무조건 아, 스크로브라 아, 아, 진짜 음악 시간 때 쿨러닝이 뭐야? 쿨러닝이 뭐야? 나 페롤라 아, 아 그거 아그 그거잖아 그 썰매 썰매 썰 그게 썰매. 썰매. 썰매. 아, 그게 아, 아, 구나 아, 썰매. 아, 그게 썰매.